무서워요. 카메라가 보이지가 아무튼 그 여러분 이제 끝이 났는데요. 몇시에요 8시요. 누가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거는? 아주 훌륭한데? 음.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막차 몇 시예요? 뭐야? 집이 없나? 집에 가야지 나 여기 대화 몇 시까지 했는지 알고 어, 제가 준비한 마지막이 있어요. 아우 떨려. 어 여기 들을 때마다 더 떨려요. 어떡해? 제가 만약에 이거를 완성하지 이게 뭐야? 계속 포토 타임이에요? 집중 집중 좀 해줘요. 이게 제가 만약에 하다가 완성을 못하면 <laughs> 만약에 제가 하다가 완성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